지역이 전국적으로. 응. 아, 어? 냉장고가. 야, 이 너무 재밌네. 낚시 같은 거. 여기 있습니다 곰돌이는 뭐? 닭똥집 해주세요 닭똥집이 아니래 아닐걸? 심장 여 똥집 어, 닭똥집 해줘 가져가 사사 아, 두 개는 해야 돼 애들도 잘 먹어 14, 15 나 처음 봤는데? XX라지. 뼈 있는 게 맛있어. 지금 세 가지만 들어있네. 잘먹잖아 응. 모델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다 저번에보다 맛있다 저번엔 따로 따뜻해 저번에 그 샤워 아, 이 소스는 뭐야? 저번엔 밀푀유 나베 고기 탈수 있어? 아니지?